파랑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잡아보이네 조심해! 제압되었습니다. 빨강팀 triple kill 간다. 빨간 팀 시간 문제. 이리 오실까? 잘 봐. 개털 총공격! 조심해! 헷! 빨간 팀 제압되었습니다 마무리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